안녕하세요 연인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완료 오늘은 밸런스 게임을 위해서 제가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밀가루 평생 못 먹기 대 고기 평생 못 먹기 예? 1, 2, 4 빨리빨리 밀가루 평생 못 먹기 탕수육에 짜장면 대 피자에 치킨 탕자 에어컨 없는 여름 대 히터 없는 겨울 히터 없는 겨울 평생 라면 안 먹기 대 평생 음료 안 먹기 <laughs> 평생 음료 안 먹기 100% 확률로 1억 받기 27% 확률로 100억 받기 또100% 확률로 1억 받기 밀, 밀가루 평생 못 먹기 대 고기 평생 못 먹기 두 가지 다 못 먹기 아니야 하나만 골라봐 음, 밀가루 못 먹기 어, 탕수육 짜장면 피자 치킨 피자 치킨 에어컨 없는 여름 대 히터 없는 겨울 에어컨 없는 거 평생 라면 안 먹기 평생 음료 안 먹기 평생 음료 안 먹기 100분 100% 확률로 1억 받기 내 27% 확률로 100억 받기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원마 타임 100% 확률로 1억 받기 어? 100% 1억 받기 100%? 응. 음. 오케이